너가 너무 꽉 차는데 정세가? 너 혼자 타야 될 것 같은데? 어, 벌써 자리 깔고 누웠어요 정세가 진짜 웃긴다 여보세요? Ladies and gentlemen, please welcome. 啊！